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촌 유학원을 통해서 어,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난 황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저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언더우드 국제대학 어, IT, IT 경영학과에서 예, 재학 중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시, 어,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미국 유학을 한번 제안하셨습니다. 유학을 할 때 당시에 제 상황이 어, 좀 늦은 유학에 속했어요. 어떻게 조기 유학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유학을 떠나면 그때 당시 늦은 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장님께서 밀리터리 학교를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하셨던 이유가 제가 그때 당시에 어, 좀 늦은 유학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국에서 에, 그 상태에서 유학을 떠난 학생들이 제 주변에 없었거든요 거의 중학교 때나 이렇게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단기간에 어떻게 하면은 최대의 시너지를 얻을까 어떻게 최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 이 점을 고안하셔서 밀리터리 학교에 들어가면 24시간 동안 항상 100% 보딩 스쿨이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고 어, 부딪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건 참 좋은 기회였어요. 어,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항상 영어에 노출되어 있고 어디 자나깨나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들하고의 만남이. 그래서 참 좋은 결정이었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영어를 적응할 수 있었고 어, 또한 좋은 성적을 그 밀리터리 학교에서는 이제 규율이 있어요 10시 이후면은 아예 공부를 못하고 다 취침을 하게 했는데 저희 특별히 어느 정도의 성적이 올라간 친구한테는 야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한두 시간 정도 네, 더 이렇게 규제를 풀어줘요 그래서 저는 10시까지 공부하면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같은 학생들이 미국 애들이랑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10시까지 공부해가지고 그 친구들의 숙제나 아니면 네, 역량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됐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았어야만 그 11시, 12시까지 더 소등 시간을 연장받을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사실 이불을 덮고 라이트를 켜서 키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나 이런 환경이 사실 제가 벨리포지 사관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원장님께서 그 추천을 안 해주셨고 그냥 일반 사립학교에 갔다라면 그 정도의 동기부여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어, 이제 원장님에게 감사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 어, 성적이 그 학 성적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음, 학교 등수로 2등으로 해서 차석을 항상 받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장학금이 어, 국제 학생한테 잘 주어지지 않은데 저희 학교는 그런 규정이 따로 지어지지 않아 있, 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학생임에도 장학금을 받고 음, 한 8,000불 정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미국 유학에서 음 제가 느꼈던 거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원래 바이올린하고 태권도 이런 그런 다른 재능이 있는데 특기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한국에서는 살릴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친구들은 음 학교 성적은 좋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재다능한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 유학을 통해서 저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작은 작은 한 재능들이 그곳에 가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얻었던 건 그런 많은 기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과 좋은 성적을 가, 지고 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해외 대학 해외 대학 출신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저 2012년도 당시에 한 8가지 서울에 서울 내 8개 학교 정도가 됐어요. 저는 그 학교들의 어떤 학교든 저는 일단은 지원해 봐야기 때문에 모두 다 지원했고 그 결과 이렇게 운이 좋게 네, 연세대학교에서 그리고 고려대학교 네, 그리고 음, 네, 중앙대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많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연세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진로가 이렇게 잘 밟아왔었던 이유가 첫 걸음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그 유학원에서 추천해줬던 그런 학교 그리고 저, 저의 그런 특성을 잘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밀리터리 학교고 밀리터리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게 되면은 어, 더 힘든 결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학원의 역할은 어, 유학 학교의 선택을 올바르게 하게 해주고 어, 그 선택을 한 후에 이제 그런 카운슬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음,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 학생들이 주변에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 사실 저 학생은 저 친구는 여기에 오기보다는 그냥 보통 학교에 가는 게 더 유리했을 텐데 왜 저런 왜 와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할까 사실 그, 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을 다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적응을 못해서 그렇게 됐을 땐 되게 애매하거든요 한국에서 학교를 자퇴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는 검정고시를 보면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정말 학교 선택이 유학에 있어서 정말 90% 정도를 좌우하는데 그런 학교의 선택을 어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유학원을 찾아가서 그 학교 선택에 도움을 받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그 유학을 처, 시작을 하기에는 좀 어려, 정보나 이런 것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유학 원장님이 잘 제 특성을 잘 파악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오기까지의 그런 어, 카운 지속적으로 카운슬링도 해주시고 저는 학교 미국 학교로 다 어,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 유학원을 찾아서 원장님하고 어, 상담 진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유학 후에 그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유학원을 선택을 어, 예, 지구촌 유학원을 선택을 한 게 저한테는 행운이었고 그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지금의 제 모습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